Música 나도 나도 해봐. <laughs> 뭐요? 해보라고 해야지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이거 튀김이야? 음. 무슨 빵이란 거야? 귀엽다